잘자 우리 엄마 먹고 나가자 나가자 아야 아파 <laughs> 나가자 야, 야.

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왔어? 어디 갔다 왔어? 여기 다. 아! 어디 갔다 왔어? 맘만 먹어. 밥 먹고 들어가.